후. 야채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씩 보잖아, 임마. 용덕이 형 거. 서지 형 거. 어, 요는 걸레를 안 걸어놓네. 응. 다본인 챙겨. 아, 진짜 걸레까지 챙겨. 챙겼었는데. 잘 갖고 와. 고마워. 음. 몇 미터짜리요? 여기 파5 앞에 좀안 좋은데요? 여기. 앞, 저기 있는데. 뒤에 차도 안 돼. 덮어지면 바로 맞겠네. 저랑 쿼드 두드려 되겠다 나이스! 살짝, 아, 이거 갔다. 갔다.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네, 나와야 돼. 또 카메라 제가 가리지. 응? 쉴 때는 안 가렸으면 돼. 어, 카메라 계속 가리지. 형 치는 거야 첫 가리다. 줄이 정말 살이 떼는다. 왜 카르데? 니네 아까 그거 찍는다며? 안 해야겠다 넘어지진 않나 오 슬라이스 나이스 오 내려왔다 내려왔어 내려왔어 오늘 골프는 오늘로 치는 아니겠습니까 아. 어. 잘 쳤다 이거 뭐, 딴거 같다. 저리 집. 삽기 됐네. 돌보고 쳐야 된다. 나이스. 아이고, 들어오고 내려, 온다 바, 퀴다 바퀴 다 진짜 딱 산으로 가던데. 산 넘길라 했잖 어? 어? 이거는 뭐라 해야 되노? 그건 무슨 샷이야? n 이건, 이건 뒤로 치시는 거네. 이거 남자티 가서 다시 쳐야 되는 거아 웃겨. 이거 오비, 오비 아니고 저 뒤에서 치셔야 됩니다. 공이 있을 건데. 공 없단다. 그 나무 속에 들어갔나 보네. 아, 아. 해저드 해저드 흰색이다 흰색 어. 어. 기둥 흰색이니까 해... 빨리 쉬십시오 멀리 가? 너는 씨 아니 어째 드라이브잖아 행이 만 피샷 할 때 조용해져라 임마 정말 시끄럽네 공공공공공공 같이 가. 대전. 목공 못 찾는다. 아, 진짜. 어디가 홀딱 저기, 저기. 어 어. 더 봐도 된다. 으쌰! tem 그 오나미 샷인데? 됐다 오 됐다 아이고야 방향이

터미 이거 쳐야 되는 내가 아직도 안 해가서 내가 나는 그래서 와가지고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와, 이거 뭐? 내리막 이거 가지나? 뭐? 지금 몇월째지 4월 5월? 그거밖에 안 돼요 어. 10호를 친것 같은데 지금 거짓말 아니고 18호 같다 이 팔에 사실 어, 뭐 먼저 쳐본 거 아니고 잘 아는 거지 야너 죽었네 잠깐 떠나. 찾아가지 아. 어,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같이, 같이 맞출 수 있으면 저는 쇼트 안쓸 거예요. 제가 덜 타고. 았고 내려왔네 아나 그걸 사네

전로 가노 어. 어. 나이스 어? 어또 굴러간다 뚜좀 어, 치우겠습니다. 쓰라. 응. 오케이. 오신 니 맘대로 오케이. 아니, 마음만 오케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이스. 저건 오케이네요. 오케이. 와! 머리 좀 했네, 형님. 스크린에서 치면 안될것 같네. <laughs> 방향을 좀 맞았으면 이거 벙커다 이거 제거 저 정도 오케이 주만한데 이렇게 아니가 선생님 기다려 <laughs> 형님 점수 보고 봐 가려고 <laughs> 아니 선생님 근처에 떨어지마 어, 오케이 하자 빠져 되다 이어 빨리 호랑 어, 가라 자꾸 빠지지 왜 뭐지? 뭐지 시작이 없다. 오. 한다. 한다. 저 보기. 저 볼. 오케이, 먼저 누가 누구 누구? 이거 몸이 아, 같아. 네. 맞지. 나이스 나이스 어, 좀 약해 아 다시 오케이 <laughs> 다시 안지 않습니까 어, 선방하고 있네 어 잘하고 있다 너 지금 저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스크린보다 나은데 <laughs> 스크린 뭐 100개 치는데 어, 찍혔다 <laughs> 저도 좀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no. 그대로 올려야지 그대로 어, 이 형님 꼴찌 지금 점막도 넘치겠다 어. 시합부터 가시면 뒤로 확와 이상하다 내 꼴찌 비쌌던데 s 이라서 오늘 헤드, 헤드 쪽이 무기가 대부분이 드오랜만 아, 뭐 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골안 하나 이 새끼야 빨! 어, 지금 우리 니안 따라오나? 저 해저드예요 이게 흰말투 저 가봐야 되나? 우리 앞에 갔나? 갔을 수도 있지 비하가 정도 뭐, 뭔가 뭐, 실망한데 뭐, 네. 이미 다 가는데 아빠 이고가 네. 오비는 이 오비네 나 여긴가? 아, 오비야 아. 에이 오비티 여기서 치지 저 앞에 가야 되나? 그러라 그러니까. 나이스 아 멀리 아, 다 이거 볼! 볼! 공이 보여? 네 신기하다 나쪽에진쪽에서 봐야 보입니다 이쪽에서도 공 가는 거안 보이는데 사이 좋고 한명 뭐 뭐고? 아, 야, 니 레디티 갔나? 이놈. 나이좀 물어 아니다. 해제. 살았습니까? 어. 가봐야 알 것 같다. 가보자. <laughs> 와 뭐 없네 넘어갔나 저기? 어 설마 설마 줍니다 꼬비 뭐냐? 한거 하고 계시는 거몇 살이셨는데. 와 어, 방금 저 봤나요? 몇 굿이야 이거 방금 전부 다 절로 가네 결국 다 절로 가네 상수봉 저 있네 어디? 아, 저 안에 들어 있네 뭐 들어가 치신다면 안 말리겠습니다 수영할래? 아주 개나 저거 주황색 그렇죠. 설마 저거 가지러 가려고? 讲过吧。 동창 거야? 어. 나 쇼트 어. 좀 빌려줘. 색깔 이쁘네요. 노란색.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새거예요. 아, 내 타. 이제 뭐 어. 아니 뭐 티를 갖다 뭐 망치질을 하나. 앞으로 고무망치 하나 챙겨드릴까 형님. <laughs> 저런 건 롱티 수준이랄까요 기대 아까 보고 까마귀인 줄 알았어. 나도. 까마귀 아니가 기대, 기대, 기대. 아, 힘차다. 아, 아, 아, 아직 안 쳤어. 아니, 아니, 이 뒷부분은 노르생. 어? 이거, 뒷부분. 뭔데, 어? 안 들어간다, 이거. 밑에 시멘트 Thank tá you. 아깝다. 어? 가한 야, 나물 먹을 시간도 없다, 야. 저 흰공 누구? 흰거? 아, 노란 거래, 그래. 어. 요새 다 있네. 응. 그러니까 빼고. 이게 파 뭐였노? 포였나? 파이브. 파이브였나? 아. 100m 맞죠? 응. 저번 시키면 되죠? 응. 네, 연습, 연습이에요. 사실 연습밖에 없네. 하는 게 없네. 근데, 아, 약하다. 아, 약하네. 어. 아, 난또 뭐가 이거. 다시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공이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데? 용도, 용도 게임 암살하러 오는 가봐야 될 것 같다. 길 따라 내려갔을 수도 있다. 어느 쪽왜 자꾸 하냐고 깔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오른쪽 뭐 있나? 따라왔다 가시는데 다소 소가 시면 어떡합니까? 어 不需要。h e r 走一点走，没走，接个，开公走一走，啊。 선생님 이런 거잘 치시지 않습니까? 나이스 됐다 뭐, 뭐, 뭐. 예? 현치라, 지금 한번 치보고 나와라. 한번 치고 나와라. 먼저 치라. 아, 빨보라고? 응. 저, 빨보 엄청 좋습니다.

와! 굿샷! 어, 가봐야 할 것 같다 아, 아, 아, 저 바, 마, 맞고 튀는데 도로 샤샤 어 도로 먹고 많이 간다 저 연두색 거. 저 친구는 누구고? 저 연두색 거 이건 또 누구고? 저 왼쪽 구물 보고 치면 된다. 나이스! Huh? 莎莎。 죽었겠죠. 어, 아, 죽었다, 저거. 50m인데? 오! 50m 안 갔네. 50. 50, 50. 한 55나 60. 약하다 어, 어. 어 나이스 이게 20이야? 와. 아, 한번 치라. 너무 대충 치는 거 아이가? 어. 파 찬스 빠잉 땡! 오! 10초 기다려줍니까? 기다려 안 갑니다. 테이플. 아, 더블 선이다. 팽이 뭐였어요? 더블. 네, 더블. 팽이 더블. 트리플 트리플. 더블 더블 트리플 트리플.